둘 다 수고 많았고 휴실로 가 얼른 가자 응? 너 괜찮아? 물린 거야? 정조! 어줘 없어 많이 다쳤어? 또 덜렁대다 그런 거지? 아니야 자꾸 물리고 해서 피하다 그런 건데 야너 은재랑 사귀지? 맞지? 이거 타기전 드시잖아. 응. 맞아. 근데 왜? 아니야. 가자. 사귈 거야? 그니까? 응. 오늘은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다!